거짓말이야 baby 아무렇지 않은 척할 뿐 Yeah yeah I will never forget 널 만난 게 행운인걸 I promise you 한 번 더 아니 백 번 천번이라도 믿지 못해 누가 뭐라던 걱정하지 마 그게 나를 불러도 좋아 시간의 길을 막을게 신경 쓰지 마 잡아 내손 놓지 않아도 돼 운명의 눈을 가릴게 And closer eyes 눈을 감아 그냥 내게 맡겨 널 감각은 너를 향해 벌어있어 눈을 가리채 난 거절이 가려 너와 잘 테니 매일 밤 꿈나와 손가락을 걸어 내용 따윈 다 거스르겠다고 말야 난 믿어 우린 없다고 끝이 내 손에 온기가 계속 느껴진다면 나에게 몸을 던져 Pose your life 이젠 날 믿어 걱정하지마 멈춰도 분명히 등지고 여기 너와 나 둘만 남아 And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 그냥 내게 맡겨 널 Like a